왔어? 아, 엄마 왔어라니 はい、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ゆかチャンネルのゆかです。 네, 今日はすんちゃんにサプライズなんですけど제가 결심을 했어요. 큰 결심을 했어요. 이번에 1년에 가끔씩 충동적인 순간이 오, 오거든요. 네가 뭘 알아? 얼마야? <laughs> 이거만. 바로 탈색입니다. 탈색. 인생 한 번뿐이니까 이거만. 애기 엄마지만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더 이상 늙으면은 다시는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오면 뭐 다시 염색하지 뭐 <laughs> 이따 봐요 안녕 어떻게 살아요? 도키도키스리안 올리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상이죠 블랙핑크의 <laughs> 로제나 아연처럼 정말 예쁜 색이 되는 거죠 로하니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왔거든요 지금 근데 <laughs> 내일 가면은 인스타 스토리에 이런 머리 어떠냐고 많은 분들이 어 괜찮을 것 같다고 해보라고 연기를 주신 거예요 안에서 후회하는 것보다 해서 후회하는 게맞다고 이게 하고 싶은 거 생기면은 그거를 바로 해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이거 생각하면 끝이 없겠지만 어? 시어머님 <laughs> 시어머님, 시아버님, 할아버, 할머님. <laughs> 어떻게 살아요? filled my mask. What's up? Oh. Huh? Huh? <laughs> どう大丈夫ちょちょ待ってないよやだいやい嫌だけどすごいすごいよねえすごいね、うん、やば <laughs> どうしたの 感じだよでも今日本じゃなくてさやっぱちょっとウクライナとかね日本人に見えないよもういやそうあのシにもさずっとなんかウェブ品買ってとか言っていや외국인だけどね確かに 맞잖아요 탈색 처음이잖아 지 탈색은 でももうこんなガチの탈색거初めてか 대박 그리진잖아 되게 이상하다 그치 나도 나도 어색해 아직 갑자기 일본 거를 보다가 확 미국 거를 보는 느낌? 아뭐 이 라이브와 르세라핌의 딱 중간 느낌? 10년, 15년만 젊었어 내가 가이드를 그 시켜주는데 나 매니저 1인 <laughs> 기획사 망할 <laughs> 것 같아 왜 형은 근데 갑자기? 왜일 미쳤어? 것 같아? 그건 알게 됩니다 알겠어 알겠어 변신하겠더니만 진짜 변신 no. 네, 저기 변신하고 왔네 저 미끄리 아니 유카가 진짜 엄청 변했잖아 지금까지 뭐 아니 그런 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간호사 이름을 변하는 게 아니라 음. 이, 이미지 변신을 많이 해왔잖아 <laughs> 이쁘면서도 섹시해 보인다 가발 아니지 이거? 웃떻게 살아야 요 자, 엄마 보자 <gasps> 엄마 없어라니 미주 미주 미주 호이 미주 즈 그 아이돌 썼은데를 믿다 까나 이건 뭐야 엄마 키로 키로는 쨌다 도 네, 키로 예뻐? 응. 자 크로머리 노란머리 그치 우. 머리 노란머리 크로버 좋어안 좋아. 대충 못하고. 안 좋아. 엄마가 그때? 엄마가 그때? 널왜 웃다? 나 뭐지? 엄마가 난 모르는 일이요. 그런 머리가 이, 길어 머리가 이. 길어? 응. 진짜? 엄마, 길어 머리 어때? 예뻐? 예뻐. 어? 뭐? <laughs> 아. 길어머리가 좋아? 크로머리가 좋아? 크로머리. 크로머리가 좋아? 길어머리. 길어머리가 좋아? 응. 아. 이렇게 살야 해요? 되게 부부 생활 심심하지 않다. <laughs> 육하랑 살면 진짜. 아직 완성산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조금 더 색이 예뻐질 거예요 그래서 색이 더럽다거나 그런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제 얼굴 보고 참아요 <laughs> 나 얼굴, 얼굴 왜 이렇게 더러워 보이냐 아니 유카가 이렇게 막 so shiny 하니까 막 난 하필 또 완전 black and white니까 내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약간 썩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laughs> 아무튼 그래요 저희 이렇게 살아요 근데 네, 오늘은 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일단 되게 완벽하게 하고 싶었는데 음. 조금 나는 아쉽고 음. 어... <laughs> 이렇게까지 아쉬워할 일이야 근데 <laughs> 직업이야 아, 왜냐면 탈색은 어. 여러분이 처음 보잖아요 아그러니 탈색 안 하는 게 예쁘다 이렇게 될까봐 근데 또 조금 더할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죠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러시아 와이프의 아 저, 저, 일본 아내 はい、今日も最後まで見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次の動画で 알마시아 바이바이 좋았어 morning.